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음, 음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러면 지금? 그럼 하나씩 보려고요 오숨 많다 저 숨 많아요? 모발이 가늘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되게 서양에 가까운 모질과 모량이 어 진짜? 음. 근데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저요? 네 고마워요 뽀금이도 그래요 <laughs> 머리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네. 이만큼 내려거든요 길이를 아래쪽으 자르고 싶기는 해요 아니요 약간 긴 생머리 청순 어? 여기 이거 뭐? 어? 어? 부진 것 같은데? <laughs> 하나씩 하나씩 앞머리부터 네. 잘라봅시다 네. 근데 앞머리 길면 좀 섹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네. 더 섹시해지라고 시스루 만들어줄 거예요 오 지금 시스루 시스루 아니에요? 어 양쪽에 더 갸냘파 보이라고 어 좋아요 여리여리해 보이라고 <laughs> 무슨 소리지? 혹시 이거 네. 기를 거예요? 아 기를 거야죠 아, 그러면 자르면 안 되겠네 근데 예쁘게 다듬어 주셔야죠 다듬으면 짧아지는데? 근데 지금 못생겼는데? 이건 솔직히 말해도 되죠? 이건 좀 못생겼어요 지금 자더 예뻐지자 오늘 눈묻고어 근데 앞머리 자르니까 예쁘다 더 예뻐질 수 있어요 진짜요? 이거... 아무래도 핑크색 염색해야겠어요 갑자기? 아 일단 일단 앞머리부터 일단 자르고 생각해봅시다 어 근데 진짜 예쁘다 그치? 그 왜 그런지 알아요? 왜요? 예쁘게 생겨서 <laughs>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선에 아무것도 없이 매끈해세요? 목선이 뭐예 목에 왜주이 하나도 없어요? 와목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? 오! 지금 어때요? 이렇게 하면 괜찮아 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애교 머리 양쪽으로 뺄 수도 있고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모양을 갖췄으니 기대 자를게요 네 음. 어, 때요 바보 같은데 여기 바보가 잘생긴 게 아니라 바보입니다 앞에 요거 길이 네. 안 자르고 싶다 했잖아요 네 이제 그 집에 가면 돼요 <laughs>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진짜로? 할수 있는 게 없어 어. 약속하셨잖아요 걸그룹 만들어주기로 아 나 오늘 되게 걸그룹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유튜브 각이 안 나와서 네, 아쉬운다. 분량은 나오겠지? 아 대신에 그거 해줄게요. 뭐요? 유튜브 각도 있고 보대기 해줄게요. 가시죠. 가자. <laughs> 가요. 네. 하나 둘 셋. 아 시원하다. 와 대박. 이거 변발 아니냐?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요 <laughs> 살려주세요 <laughs> 아니 이거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 여기 왜 황비용이 있냐 안녕 오. 오! 오! 너무 시원해! 아, 오랜만에 머리 감으니까 좋네요. 머리가 너무 시원해요. 너무 아파요. 나 정말 태어나서 네. 이거 묶고서 머리 말고 처음 봤어. <laughs> 진짜. 맞네. 아, 아 맞다. 물 방금 다 맞았죠? 어,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아, 안 맞았어요? 네. 머리 마음에 드냐고? 머리만 잘라서 환불해도 돼요? 받은 게 없는데? 받은 게 없는데 환불한다고요? 아 맞다 돈을 안 냈지? 깜빡했다 자 앞머리 말아봐요 어? 전 앞머리는 보통 본인 시켜 왜냐면 아,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고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 정도 감성을 몰라요 어? 안 되겠다 <laughs> 제 해줄게 그냥 그거 안 되겠다 저 잘해요 근데 앞머리가 좀 삐뚤삐뚤한데요? 음 맞아요 근데 안 잘라요 깜빡했어요 헐 <laughs> 이거 맞는 거야? <gasps> 예쁘다 <laughs> 끝? 네 끝! 오케이. 안는 뭐야 이씨 무슨 게임 했어요? 저롤롤 해요?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좀 해봐요 어? 왜 이렇게 민감하지 갑자기? 선생님 혹시 아, 로아 해본 적 있어요? 아니요 해봐요 로아를 <laughs> 안해 근데 혹시 네. 그 주름이라는 게살 네.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? 노출되니까 보이니까 뭔 소리라는 거예요? 앞에 보세요 아, 뭐 나이 많으면 되냐? 그니까 너가 돼지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야 구미야 눈치가 없네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? 네, 고데기를 하고 있는데 왜 머리가 안 변해요? 그거 한 번에 보여주다가 어 넘기니까 아 조금 음.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음. oh my God! 배터리가 없네? 그 배터리가 없으면 근데 어떡해요? 그러면 이제 반만 해야지 얘들아 여기 미용실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연말이 전부다 오, 좋은 미용실이다 네. 어 이것도 안 됐네? 아예 뒤에 안 됐네 이게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났네요 어차피 집에 가잘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너무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야지